요놈에 맞춰서 이거에 맞춰서 이게 끝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길면 이거에 길면 안 되고 이건 좀 짧아도 됩니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돼요 값만 올리면은 실이 안 보입니다 땡길 때는 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땡겨 네, 이런 식으로 이러고 보면 눈 주시는 수가 있어요 Yeah. Thank you. 가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카라가 넘어가면 봤을 그 때 얘가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일단은 테이프는 양쪽 다 치겠습니다. 이것을 만드어내 잡아줘야 돼요. 왼쪽은, 왼쪽은 관계 감정은 오른쪽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요러, 요렇게 됐잖아요. 지금 잖아요 카라 부분이 나온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쳐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왼쪽은 안돌리더라고왼쪽이 약간 돌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를 지금 여기 직선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 보면은 이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이쪽에 치면 손은 안 되고 이쪽에 치면 딴데다가 쳐진 거예요. 하실 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겠 그리고 이제 안에서 지쳐가지고 우라만 치우면 이제 끝이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안쪽에 바깥쪽에 안쪽에 원판이 좀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시치기 전에 여기는 좀 자연스럽게 둬야 될 것 같아요 그기 전에 여기 중앙을 맞춰주고요 여기를 떠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리고 어깨선을 맞춰야 되겠죠 까면서 확실히 이렇게 까줘야 돼요 여기가 안쪽에가 힘이 있으라고 이걸 넣었잖아요 이걸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마네킹에도 한번 입혀보는데 제가 안 보여주는데 에릭을 지금 를 핀으로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핀으로 했을 때 핀으로 이제 이것을 안에서 선으로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야 됩니다 여기가 온다면 다시 안에 땡겨가지 온다면 밑에서 이렇게 탱으로 찔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해주고 밖에서 그만 해주고 많이 땡기지 말고 실을 은순하게 해가지고 더 많이 땡기 물하는 이렇게 이렇게 붙일 거 아닙니까 붙이기 전에 이걸 먼저 여기다가 움직이지 않게끔 먼저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얘기 한번 다른 해주면 돼요. 이것도 이제 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중앙이거는요 여기잖아요 이쪽 하나 쭉다 떴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은 우라를 제가 박아놨잖아요 이렇게 몸판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그대로 가면 우라하고만 지나가면 됩니다 가죽에다 찌르려면 힘들잖아요 우라하고만 계속 놨던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치는 것보다도 일단 털을 좀 털고 오겠습니다 수준만 줘서 밑질만 해주면 되겠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만좀 신경 쓰면 되겠죠. 저희는 지금 전혀 손진 상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상태 있어요. 국가 에거 달려있고요. 국가 세개 달려있어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